많이 떨어지진 않아 부서진 거 구경 가자 부서진거 보고 싶어 아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허, 대박이다 저렇게 됐다가 저거 맞으면 이렇게 부서지나 봐 이거 그거 있어야 되돼 점착폭탄 있네 여기 나 네, 있어 있어 있어 내가 이 들어온 부셨다 나 도망가 도망 가 도망가 <laughs> 도망가야 돼? 와 띠리리리리 하고 터지네 누가 쏘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신문 나와가지고 해볼 거예요 64명 최대 인원에 치킨 먹을 때까지가 한 15분에서 17분, 17분 정도 걸린다는 패스 음... <gasps> 어? 이거 이 머리 이 머리 좋아하는 사람 많겠는데? <laughs> 이 머리 먹는 거 자, 신map 리뷰 한번 해봅시다 약간 배경은 미라마인 것 같고 map을 열어보면 2 곱하기 진짜 작다 일단 나는 항상 얘기했지만 farming하는 걸 안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해서 이런 map을 기다렸어 여기는 진짜 많이 오겠다 나는 적당한 데 내려서 적당히 싸워야지 그냥 총 안, 파밍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와 신기하다 근데 거기 서 겁나게 싸우겠다 그지? 나 장전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나만 그런가? 근데 파밍은 잘 되긴 한다 어, 뭐 이건 뭐야? 점착폭탄은 뭐예요? 뭐야 수류탄이랑 다른 게 뭐야 아 벽을 붙일 수 있다고 아 여기 아, 이거 부실 수 있다고 헐 실화냐 레드존은 뿅 쾅 이렇게 하면서 폭폭폭 이렇게 <laughs> 메테오가 날아오는 많이 떨어지진 않아 부서진 거 구경 가자 부서진거 보고 싶어 아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허, 대박이다 부서지는 장면 보고 싶다 저렇게 됐다가 저거 맞으면 이렇게 부서지나 봐 맞는 장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걸 내 눈앞에서 보고 싶어 어, 바로 앞이다 부서지는 거 볼 수 있겠다 끝났어? 개쩐다. 이 집안에 있 그냥 죽은 거 아니냐고 맞아 죽으면. 와 미쳤다. 하이. 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뭔가 좀 새로운데? 근데 파밍도 잘 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? 이쪽 근처가 벙커라는데? 근처야? 어디가 이근지는 그- 모르겠다 원통이라는데? 원통? 아 이거 원통 같이 들어가보자 응. 이거 나하상은 어, 어, 그냥 바로 내리는 건가? 그렇지 않을까? 편집자님 이거 편집해야 돼. 아 그래요? 오늘 오늘 해야 돼. 오늘 해서 <laughs> 당장 올려야 돼. 오늘 해야 된다고? 어. 좋아 좋아. 가자. 가자. 언제 꽂아야 돼? 지금 뭐야 이거 뭐야? 아 나도 아 스프 아 이거 씨, 꽂으려고 하니까 낙하산이 펴지는데? 저 이글루 같이 생긴데 저긴가 보구나. 뭐야? 이거 그거 있어야 돼점착탄 있네 여기. 나 있어 있어 있어. 내가 오. 들어 부자다 나 도망가. 도망 <laughs> 도망가. 도망가야 돼? 와 삐리리리리 하고 아, 터지네. 누가 쏘는데?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달려! <laughs> 이게 뭐야? 우와 개쩐다 우와, 우와. 잘 만들었노 어, 색해 어색해 어, 되게 되게 뭔가 새롭다 어 그러게요 이렇게 딴 데로 가면 다른 애들 만나는 거 아니야? 같이 다녀야겠다 어디랑 연결됐을 거 아니야 그지? 음... 네. 이, 이, 이렇있어 여기 나가는 길인데? 안에 어? 길어 어, 뭐야 어, 붙었어 나가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먼저 가봐 <laughs> 먼저 나가 오 다시 나 나가서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나? 사람한테도 붙나고 디디야 멈춰봐. 어? 아무. 아무. 야 사람한테도 붙는 거 누구야? 아, 누구야? <laughs> 실험용 지뢰. 이거 어떻게 읽음? 어디? 어떻게? 여기 지명 오아발? 오아발? <laughs> 오라발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오아발? 알하바르? <laughs> 이건 어떻게 했는데? 발사? 가는데? 어 하고 싶? 발사하라 발사 여기? 아, 배에 있는 애적 죽이러 가자 그 두명 들어갔어 출발 가능 출발 어 나온다. 나임님 별풍선 온다고 하나 어, 나온다, 하나 나온 있어. 바샤라 정말이? 우즈베거어로 입구 돌산. 얼굴이라. 음. 여, 여. 다 죽여. 항아리 나왔다. 죽여. 한번 나왔어 어. 아 깜짝이야. 아, 놀래라. 아, 어, 여기 두 명 더 있다. 앞에. 네. 어. 살려줘! 갑자기? 어, 찍어나 봤어. 아, 술탄 없으니까 좋긴 하다, 근데. 이거 어떻게 따라가나? 너무 멀리 안 날아간다, 이거는. <laughs> 너무 힘없이 흩어지는데. Nice! Nice. 나왔다. 이게 뭐야? 아직 하나 더 있어. 따개비 쪽 1번. 어. 세명 잡은 거잖아. 어, 세 명 잡았어. 무서운데? 바로 밑에까지 온 거 같은데 이때! 바지. 어, 뭐야 다른 팀인데? 어 다른 팀이네? 어 그러네? 야 뭐야 너 배에 있는 거 아니야? 난 죽여야겠다 근데 이게 테스업이라 찢어진 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랜덤 스쿼드일 수도 있겠다 음 아, 이 맵은 뭔가 이 배가 좋은 것 같다. 근데 입에 반동잡기 살짝 애매하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 여기 애매한 거리에서 자꾸 마주치는 것 같아서 이 맵이 그 알지? 배율 쓰기도 애매하고 가깝지도 않고 <laughs> 딱 자주 그저 아, 그 어, 그 거리에서 자꾸 만나는 것 같아서 14명 남았어 아 저기 높은 건물도 있네 아근 어, 진짜 빨리 빨리 끝난다 게임이 그러네 벌써 끝이야? 이제? 체다키라는 사람이 몇 키는지 궁금하다 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머리에 보급 보급이 떨어지는구나 아, 뭐 먹어도 돼? 어, 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애들 올 거야 아마 보급 보고 내가 말 음. 3번에서 봤어 아마 진행했으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 담배랑 먹고 잡아주자 야 뭐야 어떻게 맛있는데? 뭐 들어있어? 어 이거? DBS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? 저기도 있는데 그럼 뭐 이런데 1번에서 존버해야 되지 않을까? 40번에도 있어 저 맞는다 죽었다 나 죽는데? 11명 왼쪽 4명이다 어 여기 또 있는데 여기 있다 3번 쪽에 있어 쟤 파밍한다 이 거지 같은 입에 하나도 안 맞아 큰일 났는데? <laughs> 아 근데 쟤 잠긴다 어머 잠깐 아 입이 거지 같아 저로 올라가면 되겠다 아홉 밖에안 남았어 저기 싸움이 끝 아니야? 지금 저기 다 같은데요? 구경 가야지 체력 잘봐 아, 또 여기 뛰어다녀 저기 끝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옥, 어. 언덕 올라온 거 그쪽 나스 화사 일아 나한테 오면 마실 거 줄 수 있어? 난 괜찮아 저기 W 뭐지 친구 죽였어 저 <laughs> 친구 죽였어 친구가 아닌 거 어, 여기 옆에 다오 나이스 우리 앞에까지 한 명 붙었어요. 쟤네 두명끝 아니야? 맞아 어, 두명 끝이야 두명 끝이야? 아니야 세 명이잖아 지금. 한명기절이 아, 아니, 하나 기절 됐어 그래? 재밌다. 오 어? 어, 뭐야 자, 또, 잡았어. 뭐, 또 기절시켰어? 나 입에 잘 쏜다. 어, 입에 좀익혀오 가라 폭탄 와 잡았다. 약간 극기였어. 어, 나이스. 어 이렇게 먹어 나이스. 어 괜찮은 것 같은데? 네. GG, 유하. 네. 와. 됐다 이제 엄마 편집하러 가. 아, <laughs> 장난 장난이야 장난이. 음. 당연히. 아 뭐가 상처 받았어.